진짜 근데 남 뭐야 <laughs> 야, 이, 이 형님 왜안 주무시노? 10선이다. 10선 각이다. 10선 각이 날카롭다. 형님, 잠깐만요. 잠깐만요. 10선, 10선 각이 날카롭지 않습니까? 렉이 걸리나 안 걸리나 일단 해보고. 잠깐만 아 저 이펙트 조졌다 야 이거 이펙트 조졌다 이거 뺐어야 되는데 아 뭐야 안 나가 아 안 나가 부활 아, 좋았어요. 어유 오늘 저이 형이랑 연습하면은 홍신유 대회 연습 다 했다 왜 이렇게 삐게 나지? 어우 아 실수 아 까비 라운드 1 예. 아, 나왜 이러지? 아, 야, 이거 왜 썼? 이상한데? 어? 야, 이씨 털린다. 조심해라. 와, 저렇게 때릴 수도 있구나. 와. 와. 아 이게 왜 안 맞아 어, 얘 오케이 아 아, 제발 이게 안되네 안녕하세요. 보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데빌 또 그림만 아 바보 아이 씨발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아 야 알았어 저거 어지 이거 위험하 나이스 렉 때문에 안전하게 때려야 돼 왜? 아이 초벌레 억울하다 아 원투 이렇게 잘놀았는데 4핑 스팀 와 사상 스나이퍼 오세요 야 이거 어떡하지? 어 뭐해? 아 나 뭐해 아 바보야 이 씨 막았는데 <laughs> 막았는데 왜 이래 왜? 아니 왜? 있어 할수 있어 할 수 있어 역전 오 역전 오 역전 오 무조건 저기 게임 중에서 가장 시원한 게임을 보고 계십니다 절대 짠손 짠발 많이 없는 예. 아 막네 오우 쉣 아 이거 왜 나가 <laughs>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나라 거셨나요? 아씨 늦었나 보다 zavallı. Aç madde. Abi. 3 5살이야 킹이요? 아, 그냥 풀스로 게임하는 느낌이에요 풀스로 하는 느낌 어, 계속 막기만 하지? 뭐 있나? 왜안 하지? 전화 왔나? 그건 아니구나 아나 전화 온 줄알았는 어! 어씨 위험했다 아 위험했다 안 나갔노? 멘티가 아 이게 안 걸리네 한 번은 걸릴 줄 알았고 이거 한번 써 아이고 백대시도 맞았나봐 비정상 키라님 어서오세요 그냥 풀스 아는 느낌이에요 그냥 하고 있습니다 哇来一次 That's a lot of damage. 우. 서리님 어서 오세요. Round 1. Fight. 아직 몰랐다 똑 같아서 초풍었는데 잠깐만 아 가지 안되지 맞다 진짜 승급장이네아 지렸다 때리기 어렵다 이거 아씨 와 센스 봐 씨. 싸이? 아 파크 가갔다 실수로 나이스 뒤잘 맞죠? 왜나도나도 폭풍 그 안 나간다 나도 썼는데 아 바보야 나 이거 맞을 줄 몰랐어 어떡하지 나이스 잘 기다렸다 패스하는 느낌? 아씨 기호초를 아무도 못 넣는데 긴장되나? 어우, 어? 비상키 갈걸 와 외노포라서 안나왔다와 아, 왜 그래? 으흠. 형님, 형님, 아, 형님, 형님, 더워요. 아, 씨. 오다가 맞을 줄 알고. 왜안 나가? 아, 어이가 없네. 와우. 시즌4 아직 적용 안 됐어요. 아, 근데 저 친구 스됐어 쩐다. 어이구. 아니? 여기 돼? 아니 레이지 드라이브 Where is my 레이지 드라이브 씨발 어이가 없네 <laughs> 아씨 내 레이지 드라이브 꽤 무서워 야 오진다 지금다 지금다 지금다 아 이거 아니지 어 제발 정신 차려봐 아 무서워 도돌적으로 들어올 것 같았어 믿음을 갖고 썼다 아 실수 키노님 안녕하세요. Round o n 형님 죄송합니다. 이게 안 돼? 와 이게 안 돼. 아이고 나 짬발 쓸줄 알고 기다렸는데 태세였네 한번 치다가 막다 아이고 불지 잘한다 아니요 저 일본이에요 띄워야지 명승아 씨 깜짝 놀아 아 아파요 대보장 내가 이득이지. 오케이. 와 이거 막 파색이네요 예. <laughs> 혼도씨임 어, 야 이거 말렸다 집중해 집중해 뭐야 안 써? 아니 이거 안 썼는데 나가니까 억울하네 야 이거 어떡하지? 나야 돼 말아야 돼. 나이스. 아, 야, 그냥 질렀다. 와. 아! 안 돼! 아, 잘 때렸네. 哎呦！ 좋고 안 나가노 씨. 아우 나 응? 응? 아 바보 새끼야 아 어렵다 어려워 아 망. 어 알겠습니다. 써드릴게요. 시작할 때 한번 써드릴게요. 아이고. 에이 제대로 걸렸네. 안 써볼게요 예. 써달라고 하시니까 안 써볼게요 아이 뭐야 캔슬했는데? 진짜 캔슬했어 억울하다 번더 빠졌을걸 아 컬러 감사합니다 한 번더 빠졌을걸 눈딱 감고 쓰라 하는 거 써볼게요 잉? 아씨 왜안 하는 애들 안 돼? 뻔한데 아 개망 캔슬이 안돼 뒤로 하면 되는 건데 원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 아님 아 뭐야 이거 어! 아, 야씨 아 어떡해 아 개망 야너 뭐해 아유 개쩐다 개쩐다 아 나는 저거 안 될 줄 모르고 우종 맞으면 끝난다 생각했어요 아씨 바보 아니야 나도 기원했어 동시에 했는데 이거는 저기 형안 봐줬어요 형안 봐줬어요 뭘 봐줘요 그런 게 없습니다 아 너무 너무 쫄아 야! 야! 야 이거 다 별기네 왜 맞아? 야! 저게 왜 맞는 거야? 음, 이기고 싶어. 씨 망했다. 개망했다, 이거. 개망했어, 이거. 역전고 역전고 아 어떻게 알았지 물속놀이 다 플레이 어왜 맞아 진짜 부른 것 같다 와왜 맞아 아 왜 맞아 야 어, 어우 어지러워 빙글빙글 도네 빙글빙글 도네 아니 아 안돼 이게 안되네 아, 대박 사건 저걸 피했다 아 아, 나이스. r o u 4. f i g 아 왜? 왜 맞아? 아, 어 나 뭐해 아 개망했쯤? 와 이거를 9대9까지 원해 와 이걸 9대9까지 원해 큰일났다 네. 아, 어. 아이고. 야, 이게 피해지네. 아이씨 큰일났다 말린다 오 어? 왼쪽 소봉 씹혀 형님 수고하셨습니다. 형님 고생하셨습니다. 아 힘들었다. 아 힘들었다. 형님 수고하셨습니다. 와. 올라 힘들었다. 와. 아 힘들어. 아 진짜 힘들었다. 와 진짜 풍신류 대회 연습. 진 종합보상이야 여러분들 재밌으셨습니까? 재밌었습니까? 저는 조지게 힘들었거든요? 여러분들은 재밌으셨죠? 저는 조지게 힘들었거든요? 어 힘들어 아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방송 더 하실거죠? 추석이니까 좀 더 하세요 형님한테 호스팅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